아빠 어디 가? 아빠 일하러 갔다 올게. 어디 가세요? 아 맛집 맛집 갔다 올게 맛집. 맛... 연이 더 먹고 있어. 아빠 갔다 올게. 응 갔다 올게. 어서 오세요. 네 여기 그렇게 맛집이라고 해서 왔어요. 네. 네. 오늘은 제육 돈가스 먹으러 갔지 바삭한 돈가스 제육 쌈싸서 한입 맛도 비주얼도 가격도 모두 완벽해 홈스타트 어서오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어 드실 거예요? 아 제육 돈가스 주세요 제육 돈가스요? 네 <gasps> 대박 와 이게 6,000원이요? 조심하세요. 대박인데요? 맛있게 드세요. 아, 네, 잘 먹겠습니다. 네. 뭐부터 먹지? 일단은 너무 찰랑거려가 <laughs> 너무 찰랑거려서 일단 조금 서비스인데요. 네. 계란 하나 드세요. 와, 계란 서비스예요? 네. 저희 신랑 닮아서 드리는 거예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숙인 줄 알았다니. 와 근데 진짜 가성비 대박인데요? 지금 이게 제육 돈가스 6,000원인데 이거 두 개를 해서 6,000원이라니까 진짜 이건 가성비가 파괴인 것 같습니다 파괴 근데 심지어 맛도 엄청 맛있어요 안 먹을 수 없는 맛이야 진짜 대박 대박 대박 제육 돈가스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제육과 돈가스 한 입에 먹기 뭐. 뭐. 탑을 써볼까? 와 사장님 여기 너무 맛있는데요? 아, 입에 좀 맞으세요? 네. 아, 잘 드시네. 음. 진짜 맛있어. 아 진짜요? 음. 어 그럼 고추도 국내산이에요? 음, 김치도. 아 진짜요? 고추 잘 키우시네. 네, 맞아요. 밥 좀 더 드릴까? 아, 네, 좀 더 주세요. 네. 네. 어,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아까 저 남편 닮아서 계란 하나 서비스로 주셨다는데 그린라이트 아닙니까? 아, 잠깐만. 남편? 그래. 아. 와, 이거 밥 한 공기예요? 네. 아,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사장님 이거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? 아, 그냥 쌈 싸 드시고. 네, 쌈. 쌈은 항상 더블로. 깻잎 하나, 상추 하나. 이렇게. 네. 밥 넣고 이렇게 먹으면 될까요? 그 고추는 네. 이렇게 드세요. 아 고추는 악. 음. 응. 알겠습니다. 네, 먹었어아 사장님 이거 포장도 되나요? 뭐 많아요? 네. 아왜 어, 잘 드시게 생겼는데? 아, 생긴 건 그런데요. 라면 한번 싸줘 보실래요? 그러면 아, 네. 뭐. 사장님 입 크세요? 아니요. 그래요. 고기 좋아하세요? 네. 야채도 좋아해요. 네. 여기 손으로 좀 그렇지 않아요 손님? 그럼 쌈 싸달라고 하지 말아주셨어야죠 아, 너무 센, 센, 샌드위치인가요? 네 더블입니다 아. 네. 쌍따봉 나왔습니다 쌍따봉 선생님 그러면 저 이거 어, 네, 여기까지 먹을게요 얼마예요? 제육 6,000원 밥 추가 1,000원 아, 밥 이거 돈 받으시는 거예요? 음. 하고 제가 인건비가 좀 비싸요. 제가 고학력자가지고. 제가 어, 하루 한 번 서빙하는데 제 7만 원이에요. 네? 7만 그 8천 주시면 돼요. 7만 8천 원요 알겠습니다. 앙! 아빠 아니고 아저씨 영훈아 아저씨야 우리 여기 식당 손님 아저씨야. 아저씨 손님이야. 네. 아빠. 네. 아빠. 어 저랑 진짜 닮으셨나 봐요 그 사, 사장님이. 아빠. <laughs>